소아니 놀이터 안녕하세요 소아이에요 오늘은 소아이 놀이터 아이돌 놀이를 해볼 건데요 전체가 시0개이에요 여기는 별들이 엄청 많고 마이크들도 있네요 여기를 열면은 무대가 예쁘지 않아요? 무지개 색깔까지 있고 여기 소원이가 있으니까 떼서 다음 장으로 가볼게요 우와! 여기 화장품들도 있네요. 오, 어, 여기 마이크도 있고 무대도 있고 이제 소원이는 예쁘게 꾸며볼게요. 먼저 이거를 귀에다가 해주고요. 리본, 짝꿍 무슨 이거가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치마도 이렇게 이제 여기에서 화장을 해볼게요 볼터치 예뻐진 느낌이네요 보라색도 필요한데 여기다 약간 해줄게요 딱딱딱딱 햄띠 쭉쭉쭉쭉 음, 예쁘네

쌍둥이에요 꽃도 쌍둥이고 마이크도 쌍둥이고 리본도 쌍둥이고 신발도 쌍둥이고 끝입니다 안녕히 세요난 소원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